시험이 다 그렇잖아 누가 붙으면 누군가는 떨어지는 건데 아이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건물에서 뛰어내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말이야 아유 참 이번은 더 아유 걱정 말아요 어?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거니까 어? 아 그리고 이 방에 사는 사람은 방 안에서 목을 맸어 목을 <laughs> 그래도 여기가 나름 명당이라고 명당 응? 아 씨발 좀만 더 가면 된다고 저도 재미없으면 기지개 쳐맞는다 아 무거워 무거워 오 씨발 소리 무다이 자식들 몇 마냐 성현이 이 자식들 담당 의사 선생님 말로는 최소 두 달 이상은 이건 치료를 해야 한답니다. 아니, 이사장님께서 나같이 스마트하고 젊은 교감을 영입하셨을 때는 이 학교를 뭔가 좀프레쉬하게좀 운영하려는 기쁜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진진 선생, 아니 그 등치에 그딴 애들 하나 못 막습니까? 체육 선생님 대학 때 전공이 뭐였어요? 그저 그렇죠. <clears throat> 무용 전공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좀 비녀 이 있어가지고 제가 내가 그놈들 진즉에 퇴학시키자 그랬죠. 그때 퇴학시켰으면 이 사단이 안 났을 거 아닙니까? 핸드폰 압수했다고 그 정도인데 퇴학시켰으면 칼 들고 찾아갔겠죠. 뭐요? 송쌤! 왜? 내가 틀린 말 했어? 송인지 선생님? 네. 그뭐 애인이라도 하나 만들어 봐요. 그렇게 삐딱하게만 사시지 마시고. 병원장 선생님? 네. 어쩌실 거예요? 병원에 누워 계신 선생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거냐고요. 그놈들 졸업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퇴학시키지 말자면서요. 뭐래더라? 선생은 학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. 학생은 포기하면 안 되고 선생은 포기해도 됩니까? 기간제 교사 공부하시죠. 아니 계약이 코앞인데 구해집니까?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하여튼 교무부장 선생님이 다 책임지세요. 네. 그리고 앞으로 교내에서 폭력을 비두르는 학생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퇴학입니다. 이 썩은 충치 같은 새끼들은요. 제때 그냥 확 뽑아버려야지 그냥. 안 그러면 이빨 다 썩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네. 아이고. 근데 지금 기가 찔려서 뭐 구해질까요? 너무 늦은 것 같은데. 더구나 박사반이면 3반씩 사잖아요. 3학년 4반이면 그 문제아들 모아놓은 반이죠? 아휴, 아휴. 김한재 쌤은 힘들 것 같은데. 그럼 허영지 쌤이 맡으면 되겠네. 제가 왜요? 전 이미 반 있잖아요. 아, 지 선생님. 지 선생님이 맡으시는 거 어때요? 아무래도 남자쌤이 더 좋지 않을까요? 제가요? 아예 3학년은 입시 준비를 해야 되고 체육 선생이 3학년을 맡는 거 아무래도 좀 아, 그리고 제가 또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놀라고 그럼 자꾸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아, 아, 아, 캄다운 아, 아. 음. 선생님 안녕하세요 불만 있으신가? <laughs> 불만 있으면 담배 못 피지 비웃이 새끼야 학생들 담배 끊자 하, 이 아저씨가 기분 형에 뭘쳐박으셨나아말 안 들려? 꺼지라고 방학도 아, 끝나고 기분도 족같은데 험 뜰까? 학생들 교복 입고 담배 피면 안 되지 아. 족같게 하네 알쓴나도 어디 부모야? <laughs> 선생인가? 티 e 담배 끄자. 아, 아, 아. 졸업식 날 실창난 선생 배 타러 오는 거네. 네 이봐. 아, 씨. 그 선생이랑 같은 입원실 쓰기 싫으면 그냥 가세요. 그 좋게 말할 때 담배 꺼라. 아얘 피곤한 스타일이구나. 아, 그럼 어쩔 건데? 오. 얘들아 앞으로 잘하자 네 대답해야지 잘하자! 네. 네. 네. 아저 새끼 뭐지? 나 진짜 당황스럽네. 아, 아, 내새끼 깡패 새끼야. 뭐야? 뭐하는 새끼야? 저. 아 오늘 일진 족같네. 근데 존나 멋있지 않냐? 아, 완전 내 거 냄새나. 야 박은혜 너 너가 냄새나. 아이 씨발. 대놓고 또라이. 헐, 저 깡패 새끼 진짜 선생이었어? 어텐션 플리스 나대기 선생님께서 병가를 내신 박시창 선생님을 대신해서 3학년 4반 담임을 맡으시겠습니다 자, 그럼 수업 준비하세요 네 첫 담임이 3학년 4반이네요. 운명 따윈 믿지 않지만 신이 있다면 착가혹하네. 아, 왜 그걸 무슨 언제라도 곧 알게 되실 겁니다. 작년에 교감쌤이 애들 오열반으로 나눴거든요. 그나마 박시창쌤이 애들 잘 휘어잡았는데 졸업식 날 일이 좀 생겨가지고. 진짜 진짜 안녕. 오늘 처음 보는데 아는 얼굴도 있네. 반갑다. 앞으로 잘하자. 쭉. 1년 동안 싫든 좋든 함께할 내 이름은 답을 다 맞는다. 자 조용 조용 너네들은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이름 가지고 놀리기냐? 놀리지 마라 내 이름은 클, 대, 그릇, 기, 큰그릇이라 뜻이다 자 이제 출석 부를 테니까 이름 부르면 손들어 고유진 권동재 넵넌 네. <laughs> 담배 끊어라. 넵저 네. 허쌤. 네. 그 오늘 그, 그 개강이 아니고 그 계약했잖아요. 네. 계약 파티 같은 거 안 하나요? 계약 파티요? <laughs> 나쌤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. 그런 건 대학교에서나 하죠. 아니 그래도 제가 온 첫날인데 한 잔 안 해요? 교사는 계약하면 바쁩니다. 일반 회사하고는 달라. 그래서 학기 중에 월차 이런 휴가 같은 것도 없으니까 학기 중엔 회식 이런 거 안 합니다. 아, 그렇구나. 허 선생, 오늘 약속 있나 봐? 어? 또 소개팅? 네? 아, 아 그런 거 아니에요. 왜? 오늘은 누군데? 의사? 아님 변호사인가? 아 그런 거 아닌데 그, 뭐, 그 뭐라 그러더라 그 외국계 금융회사 펀드 매니저라나? <laughs>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진짜 억지로 나가는 거라서. 억지로 가시는 거면 저랑 고기 드시러 가실래요? 제가 고기를 안 먹어요. 저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 제가 교문까지 가방 들어드릴게요. 지지혜 선생님, 제가 볼 땐요. 허영지 선생이랑 잘 될 확률은 제로예요, 제로.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모르시죠? 그러니까 솔로시지. <laughs> 아우 놀라. 아우 씨. 아, 왜 그래? 이봐 진짜. 아, 뭔데 이거? 이 보드복 진짜 예뻐. 아, 그 뭐야? 아, 사돈가 이년아. 돈이 없어. 그럼 내버 뭐 입고 타자 그냥. 얇아하잖아. 돈만 사. 23만 원이면 27시간 하고 35분을 일해야 되는데 하루 4시간 주 5회, 5, 4, 20 시급 얼마야? 8,350원 일주일이면 16만 7천 원 그럼 2주 적금 떼고 세금 떼고 여러 가지 떼면 한 달. 니네같이 엄가 쓰는 애들이 뭘 알겠냐? 그럼 말던가. 나라야 은혜야. 왜? 우리 은행을 한번 털어볼래? 맞아 <laughs> 듣지도 마. 돌았나 봐. 예. 우리한테 털릴 은행이 있으면 거기 돈 맡기겠니? 그치? 응. 음. 아 어디 한 방에 돈 벌 수 있는 데 없나? 연예인들은 맨날 수천만 원씩 번다는데. 아, 우리 반 이혜린이 연예인 지망생이니까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? 그건 연예인이니까 할 수 있지. 근데 넌 연예인이 아니잖아. 야, 너 좀 어이없다. 네가 우리 예린이처럼 예뻐? 아니면 노래 잘해? 연기는 할 줄 알아? 말해야 돼. 원래 자기 주제도 모르는 애들 진짜 많아. 야, 이혜린. 너 존나 재섰다 원래 예쁘면 좀 재수 없어도 돼. 가자. 제가 더 재수없지 않냐? 아 진짜 꼴보기 싫어 씨. 아저 씨발년은 무슨 이 일이 몸종이야 뭐야 존나 병신 같은 년이 씨. 우리 경은이 알바가 필요하구나 개꿀 알바 있는데 해볼 거야? 뭔데? 할 거야 말 거야? 언젠데? 오늘 밤 얼마? 10만 원. 콜. 콜? 콜. 나이스. 나이스. 아? 아 미친년아 저 새끼들 뭘 믿고 알바를 해? 저 새끼들은 안 믿어도 돈은 믿어. 아, 이 돈에 환장한 이 또라이 같은 년. 펀드는요, 돈을 빵빵하게 해주는 거예요. 영지 씨. 네. 재테크 관심 있으세요? 뭐 펀드 재테크 그런 거 잘 몰라요.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. 하긴 음, 교사 월급 쪽에서 투자하는데 무리가 좀 있긴 하죠. 아, 그래도 여자치곤 그쵸. 제 직업상 돈 문제에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. 네, 꽤 까다로워 보이세요. 이 맞벌이는 기본이고요. 요즘 시대에 혼자 벌어서 남들 쫓아가겠어요. 그쵸. 저는 결혼해도 일은 계속 하려고요. p e r 잠시만요. 안녕. 아, 어제신도 헌아웃이 자이만이다. 아, 어쩔 올라. 니자봐 아, 죄송해요. 중국 바이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. 저희 어디까지 얘기했죠? 어, 그 맞벌이. 음, 우리 여성분들 결혼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하려고 교사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? 우리 결혼하고 나면 영지 씨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제 월급 대부분을 펀딩에 넣으면 제가 평균 8%의 수익을 내거든요. 8%면 아주 높은 수익률이에요. 아, <laughs> 제가 너무 제 자랑만 했나요? 하여튼 그렇게만 하면 10년 안에 수도권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, 참고로 제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혼수로 부동산을 해오진 못하고요 부동산 이 문제만 해결하면 자살이 눈덩이처럼 커질 거예요 네 저도 결혼해도 일은 존나 하려고 아, 생각보다 되게 거친 면이 있으시네요 저희 애들한테안 그럴 거죠? 저희 애들이요? 음,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? 부끄럽네요. 영재 씨, 제가 급하게 가봐야 될 때가 있어서요. 아, 네. 애프터 신청해도 될까요? 아니요, 제가 핸드폰이 없어요. 오! 오! 오! 괜찮아? 너무 아파. 어, 나대기 쌤? 쌤이었어요? 아니, 부딪히진 않은 것 같은데. 아픈 데가 어디야? 아, 여기야? 쌤 지금 어딜 만지시는 거예요? 아니, 나는... 변태. 와우! 교통사고에 성추행까지 하시네. 나대기 쌤 좋댔네. 어떡하지? 아, 이거 완전 빼박 미투카. 또 너희들이냐?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앞으로 잘하라고 쭉에 우리가 양아치예요? 우린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있는데 성추행을 하니까 하니까 영상으로 남기는 거죠 아 신성한 학교에 비툰 선생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? 서운나게 했잖아 음. 안 되겠다 니들은 좀 맞자 어우, 성추행에 폭행까지. 아, 이건 빼박이지. 적당 해라. 이제 이런 짓까지 하냐? 아, 맞아. 정자, 난 괜찮아. 엄마 두부 사오라 했던 것 같은데. 야, 같이 가. 진짜 안녕히 계세요. 야, 야, 같이 가. 날바비는 야 이 미친 끼들아 그만 가보겠습니다. 아 정남은 네가 원래 그 짱이냐? 짱은 무슨 저 그런 거 관심 끊었습니다. 새끼 무지하게 폼 잡네. 예린아 안녕 안녕 너 무슨 좋은 일 있어? 어나 완전 대박 좋은 일 있어 그래? 뭔데? 이따가 비밀 이따 교실에서 애들 있을 때 발표할 거야 아, 뭔데? 나 먼저 알려주면 안 돼? 아, 안 된대 그럼 너 이거 내가 애들한테 말할 때까지 비밀이다 진짜? 응 약속? 약속할게 아저 씨발 나이스미 와 아, 진짜? 대박 잘해라 너 그 직접 찍은 거야? 응. 야저 씨발 새끼 야 대한아 너 나무니 존나게 까고 싶지? 어 존나게 맞짱 떠서 이길 수 있겠어? 아이씨 그건 안 되지 너도 지잖아 아이 씨발라마 무시하지 말자 어 미안 나야 빼 안돼 우리가 저 새끼 때문에 쪽팔려서 학교 댕기겠냐? 어? 벌써 애새끼들 사이에서는 저 새끼가 학교 짱이라고 소문났대 아 씨발 존나 가오상하잖아 그니까 야 말만 해 그냥 애들 싹 다 모아서 조사 벌라니까 그냥 오케이 우리 대한이가 수고 좀 하자 내가? 너가 내가? 내가 왜? 일단 가자잉 내가 왜 하냐고 너가 하지 누가 해 병신 새끼야 내가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예. 헛쌤, 좋은 아침. 아, 허쌤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. 그, 우리 반 정남은 있잖아요. 걔가 우리 아이교 짱인가요?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. 호봉도 낮은데. 아, 여튼 애들 서열 그런 거 관심 없어요. 그거라면 제가 또 우리 학교 서열 10%는 다 꿰고 있습니다. 정남은 혈액형 B형, 키 180, 몸무게 68. 그 녀석이 꽤 잘합니다. 중학교 때부터 쭉 짱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철이 든 건지 어느 순간부터 일진에서 빠졌어요. 정남은이 이혜린 좋아하잖아요. 어, 이혜린한테 잘 보이려고 일진 떠난 거거든요. 사랑을 위해 왕관을 버린 남자 뭐 그런 거죠. <laughs> 절대다 왕관 같은 헛소리 하지 마시고 아무튼 지금 조성구와 백진환이 짱자리를 놓고 살벌한 기싸움을 하고 있죠. 지진 선생님, 왜 일진 애들 족보는 깨고 다니세요? <laughs> 혹시 걔들한테 찍힐까봐 미리 예방하시는 건가? 제가요? 치!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<clears throat> 나대기 선생님 선생 처음 하시니까 내가 노하우 하나는 알려는 드릴게 일진 애들은 그냥 무슨 짓을 하든 신경을 쓰지 마세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애들한테 찍히면 우리도 책임 못 집니다 아니, 선생이 학생을 무서워서 표하는 건 안 될 일이죠 음나 선생님 생각보다 용감하시네요 싸움 좀 하세요 아니요 전혀 못합니다 근데 허쌤, 뭐 안 좋은 일 있어요? 네? 아, 아니요. 왜? 어제 소개팅했던 남자가 별로였나 봐? 펀드 매니저면 연봉은 쓸 테고 머리숱이 없었나? 아, 아니에요. 머리숱이라면 제가 또 자신이 있습니다. 아이씨! 진짜 조카 18색 색연필 어디다 뒀지? 나래야 응? 뭔데? 와 이 사람 SB 이진영 대표 아니야? 나 어제 SB랑 계약했어 이진영 대표님이 나 완전 밀어주겠대 <laughs> 야 얘들아 예린이 SB랑 계약했대 진짜? 진짜네 아 좋겠다 예린아 우리 예린한테 미리 사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야꼭 받았어? 음원 언제 뜨는 거야? 좀 있으면 데뷔하는데 니네한테만 특별히 먼저 들려줄게 야 나한테 첫 번째로 들려줘야 돼 알았지? 야 조용히 좀해 예린이 SB랑 계약했대 근데 그냥 연습생 된 거 아니야 그니까 연습생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연습만 존나 하다가 그냥 벌어지는 애들이 어디 한둘이냐고 김나라 왜?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이게 뒤질라고 괜찮아 맥도 아 시간들 진짜 존나게 없네. 야, 잘해라. 담배는 빨러 가자. 나중에 보자. 야, 같이 가. 연습생에서 데뷔하는 게 우리 반에서 서울대 가는 것보다 어려울 거. 쟤. 비유 개쩔다 씨발. 야, 니네같이 사람들만 패고 다니는 찐따들이 뭐야겠니? 진짜 가짜나서 이혜린 내기할래 씨발? 네가 뜨나 내가 서울대 가나? 야, 난 이 새끼가 서울대 간다에 내 전재산 건다. 어?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둘 다 나가리야, 나가리 알아? 야, 니네 졸라 웃긴다. 전부터 재수 없는 건 알았는데 오늘 재수 짠다? 어, 아, 아그리 다다 저 패기 전에. 너 지금 여자 때리겠다는 거야? 아, 진짜 최악이다. 야, 너 존나 재수없어 씨바 별로 이쁘지도 않은 게 화장빨은 존나 해가지고 씨 야! 뭘 한다고 짓거려 아이씨 예린아 괜찮아? 개 새끼야! 아! 아! 나무나! 아이고 진짜 여기가 학교입니까? 깡패 양성소입니까? 교실에서 폭력을 쓴다는 게 이 말이 돼요? 죄송합니다.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. 타이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. 폭행한 정나문이 교칙에 따라 퇴학 처리하세요. 퇴학이요? 그건 안 됩니다. 교감쌤,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. 교칙에 따라 퇴학 처리하세요. 나문이가 또다시 사고를 치면 저도 같이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. 교감 선생님,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죠. 경호부장 선생님, 지금 나대기 선생님이 제재했다고 편드시는 거예요? 제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죠. 아휴, 이번이 마지막입니다.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그때 무조건 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. 그리고 나 선생 그 애들 보기 안 좋으니까 전동휠인가 뭔가 그거 좀 그만 타고 다녀 좀 아이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백진한 애들이 정나무니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나대기 선생 환영식도 못했는데 이제 곧 송별식 하게 생겼네 송별식은 꼭갑시다 아무이 태양 막아주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선생이라면 누구라도 했을 일인데. 아닐걸요. 솔직히 처음엔 좀 걱정했었는데 나쌤 좋은 선생님 되실 거예요.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 네. 내가 지금 술 먹었다고 그러는 거요? 니들 손님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 말이오 알바년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진짜 연? 아저씨 욕하지 마세요 하츠너 <laughs> 지금 나한테 객이냐? 야 알바년을 알바년이라 그러지 그럼 아르바이트년 영어로 해주래? 아 왔다 허쌤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? 벌써요? 잠시만요 뭔데요? 아주 너 너 나 알로 보는 거냐? 알바라고? 니네 MLB가 너 여기서 일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할르치 싸가지게 하라고? 왜 우리 엄마 아빠까지 욕하고 진다야 엄마 깜짝이야. 야!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년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! 사장 나오라 그래. 사장! 니들 이 동네에서 장사 다한줄 알아. 알아? 내가 누군 줄 알아?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요. 아, 제가 임용고시 준비하는데 아, 영 진도가 안 나오더라고요. 제 과외쌤이 되어주십시오. 네? 어, 나 쌤! 어디 가세요? 부탁이 그게 다예요? 아 진짜 사장 나오라 그래 나요 사장 나오라 뭐야 새끼야 너 인마 뭐야 노라 와이 새끼야 아야나 노라 에이씨 이 새끼 봐 뭐? 너희 새끼야 이아이 새끼야 아! 아! 아! 아! 야! 야! 아! 아! 아! 몇백 배달인 정혜진 <laughs> 귀엽네 대가리라 두리라 야 문어다리가 모두 몇 개인 줄 아냐? 여덟 개 아닙니까? 부식한 새끼 열 개야 열 개. 문어다리는 열 개. 근데 문어 대가리는 하나. 손발은 많을수록 좋아. 그런데 대가리는 하나여야 돼. 일주일 후에 다시 보자. 간다. 가야겠냐? 대현아, 공재야. 아, 전라도 촌놈 새끼. 불화를 탈락이 전부터 내 닦으려던 거 알고 있지. 알지. 아, 내가 시키면 네네 그리고 존나 뛰던 새끼가 좀 컸다고 나랑 맘먹으러 간다. 아, 진짜 어떡하지? 어떡할까? 야, 아가리 닥치고. 성구야, 되긴 자꾸 뭘떠이 병신아. 가라고 가자 닦아를 빠져 자세할 게는 혓바닥을 뽑아야 돼 성구야 쟤들 애들 모으면 존나 많아 아, 씨발 우리 존나 처음 만난 거 아니야? 싸움을 쪽수로 하냐 백준환이 저 돼지 새끼는 내가 확실히 제낄 수 있어 아, 그치 그렇긴 한데 아, 씨발 백진환을 제껴도 흡수가 많아 나훈아 백지환이 그 새끼 나랑 다이다이 뜨면 족밥인데 아 그 새끼 약에 빠져가지고 나 제끼려고 지금 쪽수 먹고 있다니까 니 있어야 된다고 니들 싸움에 내가 왜 끼어들어? 너 대가리 총 맞았냐? 야 나무나 너도 백진환 패거리 싫어하잖아 싫은 건 그냥 싫은 거고 니들 대가리 싸움에 난 눈꽃만큼도 관심 없어 자식 계속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니도 걔들한테 시켰어 그대로 두면 그 새끼들 니 뒤통수 무조건 간다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지 야, 야 그냥 니네들끼리 놀아 싸우든 뒤지든 니들끼리 알아서 하시라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없어. 쟤 어차피 이리 때문에 거절 못해. 왔어. 어, 왔어? 아씨. 아, 아, 잘 지냈냐? 야, 얼마이네. 야, 한 잔 받아, 한 잔 받아. 그래, 한 잔 받아. 야, 대기야. 너 타이거파 짱이었던 상식이 알지? 박상식이. 아, 그 왜? 그 우리가 삼식이라고 놀렸던 그 새끼. 야, 나한테 존나 어? 처마한 새끼 있잖아. 그래, 그래. 응, 삼식이. 어. 기억하지? 야, 그 새끼 요즘 뭐 하는 줄 아냐? 뭐 몰라. 고등학교 졸업하고 본 적 없다. 야, 그 새끼 졸업하고 조직에 스카우트 돼서 지금 남바 투래. 어? 야, <laughs> 뭐 연장질 좀 하고 감옥 좀 왔다 갔다 하더니만 승진했나 봐. 어? <laughs> 이 새끼. 그 버릇 못 고치고 그 길로 빠졌구나. 야, 송충이가 솔리 먹는 거지. 안 그냐? 어? 오, 야, 너 말 잘하는데? 어. <laughs> 야, 니가 국어 선생 해라. 그럴까? 아니 근데 참식 얘기는 왜? 아니 내가 여기 있는 새끼들하고 얼마 전에 돈 모아가지고 이 고깃집 인수했거든. 어? 뭐, 뭐, 사, 4천? 난 대출 껴서 5천. 뭐, 나는 장인어른한테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뭐, 아무튼 우리가 수천 수억을 썼어. 근데 여기가 그 새끼 나발인 거야. 어? 야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막 어, 동생들 데리고 찾아오더라. 야 처음에는 막 동창이네 어쩌라면서 막 매상 올려주더라고. 근데 슬슬 이 뽀찌를 뜨는 거 있지. 응? 아니 뭐족 같은데 뭐 하는 수 있냐? 아니 일단 갈란 대로 줬어. <laughs> 근데 이제 와서는 이 가게를 내놓으란다. 응? 야, 뭐 들어보니까 그렇긴 한데. 그렇지? 야, 오랜만에 나 불러놓고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? 아, 아, <clears throat> 그게 그 너가 삼식 그 새끼 고등학교 때 발랐잖아. 어? 발랐잖아. 그래서 일진 조직 통합시켰고, 어? 야, 그 일단 그 삼식이 그 새끼가 너를 그냥 존나게 무서워하거든, 어? 그래서 말인데, 대기야, 너가 삼식이 좀 찾아가가지고 동철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얘기 한 번만 해줘라, 응? 대기야, 좀 하자 너무 뭐 힘들다 응? 얘들아 미안한데 내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다 아, 야 내가 뭐 돈 달래? 아 그래 삼식이 만나서 말 한마디 해달란 건데 그,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? 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야너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그 조직에 스카우트 돼서 삼식이 그 자리 우리가 앉을 수 있었어? 어? 대기야 씨발 우리 셋이 꼴좀 봐라 어? 야 까놓고 얘기해서 너는 이 바닥 쉽게 떠날 수 있었다? 왜? 넌능력했는 아버지가 나 먼저 간다 그래 술값은 나가 계산할게. 야, 야, 대기야. 뭐? 너 섭섭하다, 어? 너 혼자 좋자고 뭐 친구들 다 내팽개치기냐? 너 많이 변했다? 나 이제 선생이야. 간다. 어 여보세요? 어, 잘 지내지? 아니, 나야 뭐 방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지 어. 아, 아니 아니 아니 그 다른 게 아니라 너 혹시 8년 전에 무명고 있었지? 어 거기 학생들 이름 중에 나대기라고 기억하냐? 진짜? 야 너 기억력 좋다 전에 있던 학교 학생 이름까지 기억하고 뭐? 아니 그런 학생이라면 잊을 수 없겠지 어? 예린아 왜? 너 이번 주 금요일에 나랑 영화 볼래? 영화? 내가 쏠게 너 나 때문에 퇴학당할 뻔했는데 내가 보답해야지 시간 어때? 아 시간 되지 당연히 되지 없어도 만들어야지 그래 너 금요일 약속이다 그러면? 응 죽고 싶냐? 사진 당장 지워라 우리한테 와 그래 한번 지울게 야나무나너 퇴학당하고 싶어? 이번에는 나쌤 너도 실드 못 칠걸? 야나무나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도와주라 이번 주 토요일이다. 아이고 싸움의 신께서 왕림하셨네. 나 선생 고등학교 담임이 내 친구입니다. 나 선생 학창시절 무용담을 줄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. 무용담이요? 나 선생님 고등학교 때 어땠는데요? 무명고 전설의 일진 탑! <laughs> 어제 그 정나문이하고 백진한 애들이 싸움을 하게 된 것도 다 나대기 선생 때문이었다고 하네요. 안 그래요, 나 선생? 네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백진한 애들을 나대기 선생이 두들겨 패고 애들이 억울한 마음에 장난을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나문이 나서서 나선생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. 화가 난 애들이 정나문한테 덤볐고 아, 그러다 싸움이 크게 벌어진 거죠. 나대기 선생이 뭘 믿고 일진 애들을 안 무서워하나 했더니 본인 이 일진이셨네. 애들 싸움질 가르치려고 기간제 교사 응모하셨나 봅니다. 저 먼저 들어갈게요. 결정했냐? 토요일 백진한 애들 제끼는 것만 하는 거다 그 뒤엔 나 빠지는 거고 걱정 마그 양아치 새끼들 제끼는 거 니한테도 좋은 일 아니냐? 됐고 토요일 몇 시에 어디로 가? 성남교로 와 야, 근데 걔네들 졸라 많아 우리가 쪽수로 밀리는데 아이씨 찾겠지 걱정 마 남은 이 새끼만 있으면 돼. 야 이경은 너또 아쌤 아니에요 대박 진짜 대박 사건 대박 사건? 오, <laughs> 제법이네. 얘기좀 하자. 이유가 뭐야? 양대한을 그렇게 때려놓고도 분이 안 풀렸어? 그런 거 아니에요. 너 이번 일에 끼면 진짜 안 된다. 네가 끼면 싸움이 너무 커져. 쌤, 지난번에 태양 막아주신 거 고마운데 그거 공과력방 막은 거랑 주고받았다고 쳐요. 이제 쌤이랑 저랑 서로 빚진 거 없으니까 그만 관심 꺼주세요. 내 말 들으면 이번 일 무조건 막을 수 있다. 잘 생각해봐. 제가 알아서 합니다. 아무나 자기야 이놈 새끼 너 아직도 애들 패고 다니냐?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애비 속일 썩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선생이 돼서도 그러고 다녀? 아버지, 그건 오해예요. 오해? 너 앞으로 내 눈앞에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마라. 창피해서 아주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. 아이고, 이게. 재밌냐? 아 토요일에 조성구랑 백진환이랑 한판 한대 진짜? 음. 조성구가 백진환 패거리 싹 패주면 좋겠다 우리 예린이 학교생활 편하게 맞아 응. 나도 조성구가 있으면 좋겠다 맞아 에이 이게 몸짱들 뭐라고 저 씨부렸냐 어? 뭐라 씨부렸냐고 귀구멍 열고 잘 쳐들어 조성구게 동나무 같은 족밥이야 족밥 어? 씨발려나 이게 무슨 아, 걸려? 아! 아! 아! 안 말려! 씨발 너네 아 이런 어, 씨발 씨발야 쌍년이 족밥을 족밥을 했는데 뭐 하씨 씨발려나 나 경찰이었구나 야 씨발려나 아우 씨 뭐야 뭐야 뭐야 둘이 싸움 중? 아유 존나 잘 바라네 어? 왜? 멋 있어 왜? 야 왜? 뭐야 나 진짜야? 왜 그래 진짜야? 왜? 아 신발이라니 진짜 신발 오 씨발 뭐야 아니야 이것이 내 수업이지 자습하자 교감 선생님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십니까? 토요일? 왜요? 골프 약속이 있는데 저랑 꼭 가보셔야 할 때가 있어서 어, 개발이 골프 취소 토요일날 봅시다 뭔가 수상하고 음산한 기운이 주위를 빡 맴드는 것 같은데 나만 느끼는 건가? 그러게요. 저도 뭔가 더러운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. 어 선생님 네? 불금인데 약속 있으세요? 아, 왜요? 없으시면 저랑 고기 드시러 가실래요? 제가 지금은 좀 다음에, 다음에 같이 하시죠. 아, 고기 안 드세요? 네, 저 지금부터 고기를 안 먹습니다. 그럼 월요일에 학교에서 뵙겠습니다. 아, 그럼 샐러드바 어떠세요?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저는요, 선생님, 선생님이랑 사적으로 만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. 죄송해요. 허 선생님. 네. 혹시 나대기 쌤 좋아해요?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? 진짜. 나 선생 월요일이면 학교 그만두게 될 겁니다. 괜히 헛물 켜지 마시고 그 기생오라비 같은 자식이 뭐가 좋습니까? 내가 더 훨씬 남자답고 멋있지. 잠깐만요. 그할 그러니까 말이 있는데. 어, 그래. 아, 그 여기가 우리 집이야? 아, 그래 덕분에 영화 잘 봤어 정남은 너 나중에 내 매니저 할래? 매니저? 응나 데뷔하면 소속사에 너 추천해줄게 네가 내 보디가드 하면 좀 든든하고 좋을 것 같은데? 그래 데뷔하면 아니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내가 진짜 열심히 몸 만들고 있거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약속했다? 어? 어, 어. 그래 들어가 가 미안.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하면 좀 시, 싫어 하시겠지? 그치 그치. 어 바쁘겠지 레지던트인데. 어 나도 알아 나 때문에 오픈한 거. 아 나도 존나 아쉽다. 간만에 의사였는데. 어? 아 미안. 어 그 신경 써줘서 고마워. 어 들어가. 哦。 얼마나 더 가야 돼요? 어? 우와, 존나 반짝여. 아, 불금에 배불리 없을 줄 알았는데. 아, 진짜 배불러 가는 거였어요? <laughs> 저 헛된 소리 안 한다니까요. 와. 화성이요? 와 화성을 볼 수 있구나 가깝잖아요 어두워서 그렇지 화성이 영어로 마스잖아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 어, 아까 본 금성은 비너스 미의 여신 그건 화 선생님께 좋네요. <laughs> 그 마스랑 비너스랑 연인이었다던데. <laughs> 내일 나문이한테 가실 거죠? 어떻게 알았어요? 경은이한테 들었어요. 나쌤, 거기 안 가시면 안 돼요? 알고 있는데 모른 척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긴 하지만 저기 저 별들이 밝게 빛날 수 있는 건 자기 궤도를 돌고 있어서래요. 자기 궤도를 이탈하면 추락하고 파괴돼요. 저도 학교 다닐 때 일탈을 했어요. 파괴 직전까지 갔었죠.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절 붙잡아준 쌤이 있었어요. 그분이 다시 제 궤도에 올려주셨죠. <laughs> 예, 그 쌤한테 배운 거 제가 선생이 됐으니까 제가 가르쳐야죠. 하세요? 아, 증거 사진 찍어야죠. 아이고, 무슨 사진 공모전 내십니까?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. 아, 아, 역시 교감 선생님께서는 현명하십니다. 근데 안전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? 안전장비요? 예, 아 걔들이 워낙 난폭해서요. 박시장 선생님 당한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. 그래서 그 제가 싹 준비를 해뒀습니다. 좋네요. 주세요 안전장비 예? 어, 예? 아그 체험용품 보관실에 있는데? 아 제가 빨리 가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, 아 근데 그게 좀 무거운데? 아이고 우리 지 선생 하시는 일이 시간 없으니까 같이 갑시다 예.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성구 이 새끼야! 아유 씹다구리들 존나게 웃기네 성구야 아니 족밥인 줄은 알았는데 진짜 개쌍 족밥이구나 <laughs> 야 미친년아 입 닥쳐 병신같이 사람 한 마리 데리고 와서는 씨. 씨발년이 씨. 무슨 일이세요 경험선생님 별일 아닙니다 도대체 여기 는 왜? 빨리 갑시다 아, 고생하십시오. 아이. 화장생 갑시다. 전남은 아 우리 남은이 머신 쪽 존나 하더니 잘 됐네 아 저번 일 때문에 우리 애들이 존나 빡쳐있거든 우리 나문이 내가 잘근잘근 밟아줄게 그치? 아! 얘들아 차! 抜けかねえ 들어와서 니들 뭐하는 새끼지요? 혹시 여기 학생들 안 왔어요? 학생 인마 여기 왜 있어 인마 학생 아비 치가 떨려 내가 이 새끼들 그냥 잠시만요 잠시만요 인마 나 새끼가 어디서 기생 오라비처럼 생겨가지고 새끼가 대가리를 디밀어 니들 새끼들아 내가 인마 새끼야 대출도 안 나와가지고 인마 이거 날로 주게 생겼어 이 새끼들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만 아, 여기가 아닌가? 아나이 새끼들 그냥 야 인마 야 야이이 새끼들 이 동네 뭐야 이 새끼들 아주 그다 알바도 알로 보더니 이놈의 씨. 저 새끼들 나를 알로 뭐. 양계장이야 뭐야 여기 이 동네 씨. 움직이면 니들 다 죽는다. 나 니들 선생이야. 아, 아 씨발 진짜. 쌤, 저희 쌤이라고 받으려는 거 없습니다. 동재야, 엎어. 이 새끼야 미쳤냐? 지금부터! 누구든 선생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는 새끼는 내 손에 죽는다. 실수 밸런스가 맞겠는데? 저 이제 좆됐어요. 예리랑 잘 되고 있었는데. 젊으실 때 풍풍 날으셨다면서 한번 날라보세요 날라본다 내가 아주 그냥 올 때 버스 타고 오세요 я 소했다. 쌤! 쌤. 쌤! 고맙습니다. 지난 주말에 또 싸웠다며? 아 그게 그 어쩔 수 없이 잘했다 달아 같이 갈 데가 있으니까 <clears throat> 저기 보이는 저 터가 새로 들어설 학교 부지다 잘 봐둬 알았어 이 자식은 어쩌 어이 자식 어